I got some money and I got more change, yo, 뭐 챙겨와 그래. 내머니 맺고 고맥도 부었다시 체제 데모 난 벌고 싶고 긴데 사람들 원하지 나의 데모 왜날 몰라봐 줄지 누가 정한 내 스톱인데도 아직 꽃이나 유발